Yo, what up guys? Lee TV back again as usual. 우리가 요새 또 계속 오피스에서만 찍다가 여기 또 뮤비를 찍으러 제 뮤비를 찍으러 이렇게 왔습니다. 근데 펜션인데 풀빌라죠. 풀빌라인데 어,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봐요.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줄 겸 해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우리 멤버 오늘 누가 왔냐 저희와 항상 함께하는 친구죠 영손 씨. 자, 우리랑 What's up, What's up man? What's up, m 그렇습니다.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. 어 반갑습니다. 저는 영순이고 이번에 션 형, 션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어요. 같이.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. 이 친구가 저희랑 처음에 막걸리 라이브 영상도 찍었고 최근에는 또 A Summer Night이라고 그것도 뮤비를 찍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이게 이게 거실이에요 어, 그래서 제가 플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보고 있고 보시면은 여기 부엌은 살짝 더러 워 왜냐면은 여기 찍어야 되니까 짐들 여기 싹 알잖아 어떤 스타일인지 You know what it is. 오케이? 그리고 제가 지금 어, 국뽕 맞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쪽에. 보세요.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? 왜 풀이야? We got a pool, man. We in the mansion with a pool. Right? 오, 멋있지 않아요?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봐가지고 와 보여주세요 크 그리고 이쪽 이제 어, 한국식으로 하면 베란다 아 이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데인데 아 우리가 또 이거 풀신을 찍어가지고 저 옷들이 널브러져 있네요 젖은 거 말리려고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죠 잘 보이시나요 어두워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다시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이 있어요 2층으로 한번 자 보시죠 발 마사지 시이 계단도 이 계단이 참 이쁜데 술 먹고 되게 넘어질 것 같아 무서운 계단이죠 Cheers 우리 이제 구독자가 거의 한 만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빌라에서 찍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자 여기가 이제 2층인데 살짝 간소하죠 네. 하지만 굉장히 큰 TV와 그리고 1층에도 냉장고가 있었지만 2층에도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 모습 크, 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베란다 아 여기 한번 view를 보시죠 여기 밑에가 이야 술 먹고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 씬 마지막 촬영 장소죠 이쪽 그 바베큐 씬을 찍으러 여기서 이제 찍을 건데 한번 보시죠 같이 굉장하지 않습니까? 오쉣 저희가 이렇게 조명을 좀 설치를 해놨는데 야 여기서 그냥 바베큐에 그냥 소주랑 그냥 맥주랑 와인이랑 그냥 으아 하고 저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오케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어 저희가 살짝 이렇게 이 풀빌라 여기 이름이 뭐였죠? 그레이어스? 그레이어스였죠 어 여기 CM군이 잡았는데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런 데 처음 와봐가지고 저 이런 금목걸이도 CM이 줘가지고 차고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어,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는데 뮤비가 그 빨리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또 재밌는 그런 영상 함께 보면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 여기 풀빌라에서는 어떤 컨셉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어요? 어 사실은 어, 제가 제 노래들이 사실 되게 칠하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노래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꾸미지 않은 가식적이지 않은 저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뮤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, 그리고 항상 저희 노래 듣는 거 그리고 리액션 영상 보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and my song press like and subscribe and alert me 까지 그리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첩이보이가, 첩이보이가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왔는데 어,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영상에서 어, 이렇게나마 이름 샤라웃까지 해줄게요 샤라웃 차비보이 자 그럼 우리는 바베큐를 먹으러 갑시다 야야야야야 yeah, yeah, yeah, 바베큐. Wow. 맛 죽인다. 자 여러분, 야 오늘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. 네. 여러분 왼쌈오주라고 아십니까? 왼손엔 쌈, 오른손엔 주. 주는 드링크를 뜻해요.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저를 위해 뮤비를 찍으려고 이 가평 풀빌라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야, 이미 즐거운 시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. 이거 브이로그 해도 되겠다. 어. 브이로그를 쓰려고. 음. wow. 음, 행복. 아, 잘 거야. 음. 아, 아.